와, 혜리 씨잘 가세요. 은재 왕자 안녕. 이솔 왕자도 안녕. 안녕. 빨리 저희 가서 부르자 이제. 그래. 저희 가서 빨리 조잡 따라야 돼.